다이어트 안 해요 살이 쪄도 머리카락이 다 가려주기 때문이죠 저는 왜냐면 스트레스가 있어요 제가 약간 그러니까 뭐 심한 거 아니라 제가 머리 통이 크거든요 게다가 또 저희 멤버들 이제 뭐 미리나 나이나 그냥 모든 멤버들이 얼굴이 너무 작아요 아, 제가 크다고 생각은 안하는데 멤버들이 너무 작으니까 혼자 있으면 괜찮은데 같이 있으면 뭔가 상대적으로 더 커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얼굴이 작아질까를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또 이제 제가 자제력이 좀 낮아서 그러니까 없으면 안 먹는데 있으면 자제를 못해요 같이 가면 무조건 먹어요 어제도 또 TMI인데 저는 유기수가 가서 혼자 먹는다고 해서 거기를 포기하고서 유수랑 간다 해서 제가 유수랑 같이 가겠습니다 전 당연히 안 먹으려고 했죠 우리는 카레라면, 준지는 그냥 라면 그리고 김밥 두 줄을 시켰어요 저는 그냥 만두 나눠 먹으려고 만두 하나 시켰요 그래서 김밥은 안 먹을 생각이었는데 딱 나오니까 되게 눈기가 자르르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하나 먹자 해서 먹으니까 어떤 맛이더라고요 한 다섯 개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다시 듣게 아,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가면 내가 음식 이 있으면 진짜 아, 자제를 못하는 거같겠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오리진을 혼자 찾아온다 이번에 제가 혼자 해서 이런 영상을 찍는다 하면은 그때는 살을 제가 무사히 빼고 나서 영상이 만들어질 겁니다 아 형 진짜 저 잘생겼단 말 그만 어필해요 진짜 피곤해 죽겠어요 아, 만약에 제가 아, 고마워. 어. 제가 나중에 오리진에 혼자서 이렇게 안 나온다 그러면 살을 못 뺀 거예요 14일 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